아니, 멤버들 남은 거? 이거 잘못 찍은 거 같아요 <laughs> 이거 젤 이거 젤이 아닌데? 이 와나 똥마려 아 나 이제 긴장이 무섭다요 아 뭔 소리야 진짜 이거 내보내주세요 차라리 준영이 나가고 얘안 쳐라 <laughs> 이제 그리워. 아이 갑자기. 어이 여러분.